Hello. How you How you doing? 앞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왜 재수 복장을 하고 시작을 했냐 버그샷을 찍었습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뮤직비디오가 그런 컨셉이에요 약간 감옥 깜빵 느낌 깜빵 우리도 음. 한번 체험해 보려고 네. 한번 점프슈트를 입고 맞아요 어, 한번 찍어봤습니다 죄수복은 없고요 사실 음, 그래서 약간 그냥 외국 느낌 나는 죄수복을 찾다 보니까 사무실에 점프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프슈트를 입고 했는데 많이 또 느낌이 달라요 한국 깜방이랑 네. 외국 깜방이랑 아니죠 원래 우리는 약간 스트라이프 그런 맞아. 건데 아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그냥 되게 저희 그 파랑색에 음. 촌스러운 옷 입어요 진짜 촌스러워서 어쨌든 미국은 약간 오렌지색을 입죠 음. 근데 그건 없고 사실 비슷한 느낌의 <laughs> 저런 점프 죄수복 예. 같은 거 입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또 웃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뮤직비디오가 바로 조이너 루카스와 크리스 브라운의 I Don't Die 난 죽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 Wow 조이너 루카스하고 크리스 브라운이 저번 노래에서도 굉장히 유쾌한 걸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두 분이 앨범을 같이 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둘이 아주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은근히 조이너 루카스님이 약간 유쾌하신 캐릭터잖아요 네. 그리고 크리스 브라운은 원래 사실 좀 간지나고 춤 잘추고 노래 잘 부르는데 또 둘이 케미가 잘 맞아요 맞아요 은근히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바로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릿 액션 Death Row Death Row 오 표정이 좋은데요? 음. 우와 뭐야 이거 그거 같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트렉스 어, 맞아 <laughs> You must be so embarrassing You must be so embarrassed 어 뭐야 연습했어? <laughs> 아니야 어, 방금 방금 근데 진짜 오 어, 저기 타투죠 타투 네. 아 근데 장난 아닌데요? 이게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가? 와 진짜 모르겠어 와 대박이다 저런 사람 만나면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음, 눈 깔아야지 <laughs> 오케이 고. 끝이야. 미국인들은 참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 네. 몸도 그 좋고. 교육이 운동을 되게 중요시하는 아, 진짜. 우리 이거랑 비슷해. 오. What a beat. 비트 좋은데? 어, 비트 좋다.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요. Wow. 죽인데? 어 진짜로 잘한다. 오, damn. Like it. Oh. Uh, uh. 지금 랩 하시는 분이 조이널 로크 네, 어, 랩 졸라 잘하는데 이렇게 잘했어요? 와 대박이다 와 이번에 찢었네 음. 첫 verse도 되게 신나고 와. 어. 두 번째에서 는 아예 그냥 그리고 중간 bridge 약간 크리스 브라운님의 그런 음. 감미로운 또 목소리 둘이 케미가 되게 잘 맞네 진짜 잘 맞아 잘 만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Wow 기대 좋아요. 이상이다 오케이 고. Whoa! My friends often say y'all ain't on my vibe And it's so much yeah. more to life than drinking party all the time Whoa, that's called is you a Where the hell you been at? I've been doing this since I was a kid. And my grandma used to ask me where my head at. Always in trouble. Ah. Nothing except how to muscle my to the game. I'm a 와. 이게 약간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네가 아무리 아. 나를 지랄, 나한테 지랄해도 난 죽지 않는다 아 지, 그런 어,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 장면 좀 보면은 I don't 잖아요 지금 네. 그 외, 한국에서는 어, 사용이안 되잖아요 한국에 네. 사용지평이 없는데 제가 옛날 영화에서 봤을 때 외국은 약물로 사용지평을 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주사 넣는 거 봤는데 아, 그러다가 미들핑거를 들었잖아요 나 안 죽는다고 아 네. 그 뒤에 맞아, 맞아. 또 죽이려고 뭐 약품 처리된 연기에 휩싸였는데도 안 죽고 음.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die 같은 지금 계속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가보도록 하죠 <laughs> 살았지! 와 이게 진짜 아 d o n 예요 I don't die 그리고 또 가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막 내 비즈니스고 너네 음. 비즈니스 알아서 신경 써라 너네 일 아니다 음. 이런 것처럼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는 내가 니네들이 죽이려고 해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음. I don't die 멋있어요 어. Keep going 재밌어 재밌어 That's why a nigga ride with a weapon. Better that than me lying on the stretcher. Gunshot wound, applying all the pressure. Potato on the top, shooting through the pillar, blood on the feathers. Live the life, all I do is roll sevens. Eagle on my lap when I walk with the devil. Hit a bitch from the back like I don't know better. Man, I 약간 swear 최후의 to 어, God. 그런 I'm on a 느낌이다. weed, Dehydrated. Her booty fucking skin tight. Levi made it. Yeehaw, yeehaw. Put it in the stable. Keep 아, my 좀- pocket, never put 'em on the table. Leave 'em raw on the floor. God. Dig up on the navel. Do what I say, don't give me no ultimatum. Ride or ride or die. 아, Keep 근데 it like 크리스 that. 브라운 Shit, 랩 I already 좋다. went half. All these broke bitch ass niggas try to 어, talk real 썼어. and get it back. How you fucking 25 with your first car? I got 10, that's why I'm just mad. Nigga, why you wanna eat off my checks? That's some weird ass shit, you suspect. That's a weird ass bitch, don't trust that. Shut the hell up, a nigga ain't done yet. All these shots, so you niggas having fun yet? Shut the hell up, ain't done yet. Take your bitch to the ride in the sunset. Laying on the west side, hit sunset. Backwoods, you can find me with a skunk cat. it with your name on it, yeah, yeah, yeah, yeah. Catch what I Where, boy? 유유자적 나오는데 아우 재밌어 <laughs> 뭐야 와. 와 오늘 조이돌 로카스인 크리스 브라운 I Don't Die라는 뮤직비디오 보고 왔는데 마지막 장면 뭐야? 아 그러니까 <laughs> 결국엔 죽었네요 자유를 얻고 죽은 거야? 어 Wow.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어서 중간에 막 끊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끊을 수가 없었어 네, 아, 계속 아 봤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장면 장면들도 재밌고 일단 네. 노래도 네. 너무 신나서 계속 듣고 싶었어요 뭐 가사 내용을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다 알진 못하지만 뭐 션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뭐 니네들 니네 신경 쓰고 나한테 뭐 굳이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라면 장면이 잘 만든 것 같아요 나 진짜. 절대 죽지 않는다 어. 너네 아무리 해코지하고 음. 막뭐 이렇게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이었어요 많이 다루는 사실 주제긴 하잖아요 hiphopper들이 뭔가 hater들한테 니네, 니네 일이나 신경 써난 미워하지 말고 난 니네가 그런다고 안 죽어 약간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뭐 랩 너무 잘하고 사운드 죽이고 No doubt! 진짜 no doubt <laughs> 근데 원래 크리스 브라운이 옛날에도 약간 이런 개그 코드가 있었나요? 네 그 우리 했던 거 Freaky Friday에서 그 전에 그 이제 전에? 조인 로커스 만나기 전에 그런 모르 이미지는 아니었죠 사실 어. 그렇게 코믹 이미지는 아니었죠 음, 근데 어 코믹 이미지 하는데 그 표정들이나 이런 게 너무 사람을 즐겁게 맞아. 해주는 그런 얼굴이야 아. 눈썹 싹 올려 어. 아, 오케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진짜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주말에 쉬는 거고 네. 왜냐면 시안이 중국으로 갑니다 I'm 어. off to Beijing 샤라우트 베이징 혹시 베이징 가는 분은 인스타 다이렉트 보내주시면 시연이 마신거 사줄 거예요 네 술도 사줄거예요 <laughs> 어. 여자만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도 진짜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갖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외쳐보죠 리액션